안녕하십니까 엑스워트입니다 아, 최근에 일본의 대지진이 굉장히 임박한 것으로 전세계 지진학자들이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저 이 난카이 트라프, 남해 트라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난카이 트라프, 남해 트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진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특별한 어떠한 변화는 실질적인 것은 관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난카이 트라프 주변의 지각 활동을 보면은 그 지진의 어떤 발생 가능성이 평상시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변하는 관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카이 트라프의 그 대규모 지진에 대한 것은 현재 그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은 70에서 80% 정도가 되고 이 도난가이 이 대지진과 쇼하난가이 지진이 발생해서 이미 70년 이상 경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지진의 관측 상황을 보면은 그 현저한 어떠한 지진의그 어떤 두드러진 활동 사항은 안 보입니다. 난카이 관련돼 가지고요. 현재 그 플레이트 경계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이 그 저주파 지진의 어떤 미동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그 2월 14일부터 27일까지에는 이 플레이트 경계 부근에서 이 저주파 지진 미동이 좀 있었습니다. 간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 사항을 보면은 실제 이제 저주파 지진 미동이 좀 있긴 하지만 어, 약간의 지각 변동은 관측이 되고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고요. 하지만 어떠한 실질적인 어떤 지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은 지금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또한 반면에 이러한 저주파 지진의 어떠한 그러한 그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압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변형계에서 지각 변동이 관측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그래서 당장 큰 어떠한 난카이 트라프의 지진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지진에 현재 일, 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혼슈리에서 오늘도 지금 이즈 제도에서 지진 이 났고 계속해서 최근에 어제도 아키타에서 서부에서도 지진이 났고요. 동부가 아니고 이번에는 계속 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이 난카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지진 관련된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은 없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2020년 작년 여름 무렵부터 이제 큐슈 북부하고 그 남부에서 최근간 다른 어떠한 지각 변동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2020 작년 여름부터 큐슈 북부와 남부에서의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으므로 주, 주의해야 된다는 이 말은 결국에는 그 사쿠라지마라든지 말씀드렸던 큐슈의 그 다섯 가지 그 뭐 아소라든지 아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화산의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 큐슈 관련돼서 계속 구마모토 지진이 아스하고 2016년 연도에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큐슈 쪽에서 지진이 나면서 우리한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죠. 이런 워닝이 결국엔 이런 작년 여름부터의 지각 변동이 관측되고 있는 것과 아, 연관이 있다고 좀 볼 수가 볼 수는 있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그 조, 실질적인 어떤 그 일본 전체적인 부분 특히 그 난카이 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지진에 어떤 관련된 어떤 특별한 부분은 보이진 않고 있고 단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 큐슈의 어, 어떠한 이런 특별한 어떤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의 그 위험성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평상시와 관련돼 가지고 난카이 트라프의 대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아, 물론 높아진 건 높아졌지만 특별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난카이 트라프에 대한 부분을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이 난카이 트라프 대지이날 경우에는 뭐 후지산 뿐만 아니라 전체 일본의 도쿄부터 시작해서 전, 일본 전체가 아예 가라앉을 수 있는 큰 지진이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금 이 난카이 자파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큐슈 쪽에 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떠한 시그널을 보인다는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는 사실은 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예. 난카이 트라프와 큐슈 관련된 어,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을 운영하는 큰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